안녕하세요. DRX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Deft 김혁규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라인전 졌을 때가 네,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. 서포터와 이제 타곤산이 있는데 대포를 이제 타곤산 주려고 안 쳤는데 그걸 아, 못 먹었을 때 짜증나는 것 같아요. 어,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한참 이제 비원 딜이 좀 대세로 올라왔을 때 아,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은 네,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예 저는 다른 포지션을 진짜 아예 안 했어서 <laughs> 좀 네,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위쪽이 다 터졌는데 후반까지 가서 이제 원딜 차이로 이겼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바이한 경기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향로 때가 네, 제가 직접적으로 대회에서 2등은 못 봤지만 네, 솔로 랭크나 연습할 때는 네,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원딜들은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힘이 세지는 챔프들이 많은데 이제 위쪽에서 터져버렸다고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포기해버릴 때 좀 허무한 것 같아요 대인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의 좀 멍청한 챔피언들 많으면 되게 <laughs> 재는 올라, 올라프라든지 뭐 등등 <laughs> 이제 생존기가 없는 대쉬기가 없는 원거리 딜러 챔피언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의 뭔가 제이스, 조이 뭐 이런 사거리 긴 챔피언들이 있을 때 원딜은 말 그대로 원거리에서 때리는 챔피언인데 저보다 더 팔이 길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제일 허무한 것 같아요 저희는 리쉬를 했고 상대방은 리쉬를안 했는데 그 상황에서 라인전도 이겨줬는데 뭔가 그에 따른 리턴이 안 올 때 게임하기 싫어요 <laughs> 그냥 원딜로 게임 이기면 항상 보람찬 것 같아요 대회에서 이겼을 때? <laughs> 아무래도 딜러 포지션이다 보니까 좀더뭐 잘했을 때 칭찬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엔딩 이런 칭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후반 갔을 때 이긴다는 거니까 모든 상황에서 네,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네, 모든 상황에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초반에 뭔가 끝내려고 하면은 잘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원딜 <laughs> 여러분 화이팅 힘들지만 화이팅 네, 네 어, 일단 오늘 승리로 이제 3연승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네. 한 경기 한 경기 지면 확확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네,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